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만TV의 흑만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먼저 부족한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시작한 후 영상을 찍어 본 결과 느낀 점과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두고 많은 생각 끝에 저는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전 제 채널을 통해 정말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항상 일에 있어 무엇을 진행하든지 열과 성의와 열정을 다하는 성격이라 대충대충은 하기 싫다는 핑계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네, 핑계입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저를 믿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제 채널은 현재까지 저의 소수 지인분들을 기반으로 한 일명 유령 채널입니다. 비록 뭐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기에 적은 숫자일지 몰라도 저에겐 정말 누구보다 더 큰 구독자분들이십니다.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한 게 2012년 11월 10일이고 첫 영상을 올린 건 2019년 9월 19일이에요. 2012년 채널을 만들어뒀었지만 유튜브는 하지 않았어요. 뭐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조회수가 1200건 정도로 그냥 겨냥하는 팩트로는 뭐 얘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 채널이에요. 네. 일반인들이 보면 얘가 지금 뭐 도대체 뭐 하는 거지? <laughs> 노래를 부르는 건가? 운동을 하는 건가? 브이로그를 찍는 건가? 관광지 영상을 찍는 건가? 나는 일말의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남이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자기가 아끼는 소중한 것들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은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존경합니다. 먼저 제가 리니지라는 온라인 게임을 할 당시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을 알게 되어서 10년 정도 전에 게임 전문 BJ로 활동을 했었고 취미생활이었던 게임이 어느새 인기를 얻어서 잠깐 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해오던 게임은 결국 중독이 심하게 되어서 게임을 끊을 때 끊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게임 말곤 다른 세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게임 대의 세상이 현실 세상보다 훨씬 소중하고 중요하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가족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미쳐 있었어요. 네. 기겁했습니다. 현실에서부터 도망치기 바빴어요. 절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었어요. 이때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어느덧 나이가 들고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좋았던 건강이 서서히 악화가 되는 게 눈에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 제가 짊어진 모든 현실의 짐들이 게임을 하였던 지난 헛된 과거만큼 두 배, 세 배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물론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했던 그 시간은 저의 소중한 추억이었으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철저한 자기관리 실패 그리고 현실 부정이 낳은 결과가 있었어요. 폭음과 과음 또 그로 인한 폭식 흡연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찐 살과 업무에서 오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말 말 그대로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제가 개인 사업인 요식이도합을 7년 정도 경험하였었는데 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 119 응급차에서 112를 대동 후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때의 심정과 그 감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어떤 무엇보다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저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당장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운동을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말 사랑하고 꿈꿨던 요식업도 적었어요. 잠시 쉬어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미친듯이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간 지나온 제 시간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의 시간을 정말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다시 죽지 않기 위해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친 듯이 또 운동을 하다 보니 체중 감량이 두 달 새 20kg 감량에 성공하였고 운동도 중독이 되어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하지만 운동을 해도 이 불안한 심리 증세가 도무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무식했어요. 무지했습니다. 아는 게 없다는 핑계로 알려하지 않았어요. 막상 부딪히고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아는 혼자 사는 세상에 여전히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인 세상에서 모두 함께 같이 사는 세상에서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믿을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병행했어요. 저의 병은 당뇨 초기 증세를 겸한 합병증인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어요. 5천만 한국인의 고질병, 천만 명이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당뇨였고 그와 더불어 함께 오는 합병증인 뇌경색이었어요. 더불어 공황장애 증세, 우울증 함께 겹쳐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전 정말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잘못된 생각만을 해오다가 난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구나. 정말 이상하지 않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잘못된 세월이 컸던 만큼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준 모든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길게 했던 짧게 했던 마음이 갔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 지내냐?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하며 안부를 묻기 시작하였고 그 사람들 또한 잘 지내고 있냐? 잘 지냈냐? 어떻게 지내냐? 라고 물어주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인생을 잘 살아오진 못했어도 그래도 매번 제가 마음을 줬던 사람들에겐 진심이었던 나름의 좋은 인생을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분들로 인해 위안이 되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살아갈 원동력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서서히 차근차근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뜯어 고쳤어요. 죽는다는 것보다 무서운 경험은 없었고 처음 해보았던 경험이었기에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 무엇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쑥스러웠어요. 커갈수록 표현을 한다는 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표현을 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것조차 안 될 건 없었어요.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가 90kg가 나가는 덩치 큰 놈은 마냥 부모님에게 나 아직 뭐 여전히 어린 아이였어요. 나이가 서른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대고 오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셨고 손을 잡아주셨고 누구보다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은 세상 그 어떤 위인보다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의 행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루의 일상을 사는 일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잘 살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안고 다시 한번 잘 살 수 있도록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허언 없이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제가 뱉은 말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정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운동과 건강, 요리, 그리고 저의 일, 그런 지식들과 저의 가족에 대한 컨텐츠를 꾸준히 오래 시간을 갖고 올려볼까 합니다. 이런 저에게 조금의 관심이라도 가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분들께 한 분 한 분 매번 저의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힘찬 하루를 멀리서나마 때론 가까이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을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